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네 오늘 만들 요리는 목살을 가지고 서가인쿡 다들 아시죠? 거기 있는 목살 필라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양파는 깍둑 썰기 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양송이는 큰 거는 4등분, 작은 거는 2등분을 해주세요 파프리카도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해서 잘라주세요 노란색 파프리카도 있으면 똑같이 잘라주세요 목살도 다 크기 비슷하게 1인분의 목살은 한 개 정도 하시면 돼요 저는 목살 두 개를 쓰겠습니다 기름에 다진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이 볶아졌으면 그위아과 다른 목살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잘 볶아주세요. 목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도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. 양파가 반쯤 투명이됐으면 파프리카랑 버섯을 넣어서 볶아주세요. 그 다음 밥을 넣어주세요 원하는 만큼만 그 위에 돈가스 소스랑 굴소스를 넣을 건데 비율은 돈가스 소스하고 굴소스 1대1로 넣어주세요 똑같은 비율로 해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셨으면 필라프는 완성이 됐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겠습니다 반숙으로 해주세요 접시 위에다가 아까 만들어준 거 잘 이쁘게 담아주세요 샥샥 어, 근데 맛있게 생겼다 네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위에 마요네즈 뿌리, 뿌려주시는데 그때 마요네즈 뿌리는 법 알려드렸죠 그처럼 엄마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 네 일단 이렇게 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반숙 계란 후라이를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 완성! 다 만들어봤는데 냄새는 진짜 좋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마요네즈랑 계란 노른자랑 섞어서 음. 음. 음. 음. 야채를 크게 잘랐는데 좀 작게 잘르세요 목 아파요 음.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. 너무 커 그리고 소스를 조금만 넣어줘도 돼요 짜진 않는데 밥이 구슬구슬하지만 음. 맛있죠? 네 오늘 이렇게 서강국 가 목살 필라프를 만들어봤는데요 다음에도 쉽고 간단한 재밌는 요리는 신쿡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주에 봐요